자, 곡, 자 세준이 자 가볼게요. 자, 저는 어, 좀 약간 잔잔하게. 세준 오빠 유곡을 네. 유곡을 <laughs> 아, 피처링 뭐 필요하신 분들은 아무나 누군가를 데리고 가셔도 저희 랩, 랩 담당 있거든요 랩 담당 있어요? 저 랩 할 줄알아아 이거 좀 예민한데 가나다는 마바샤 마사 슈카파테파 아우 잘해 세준이 나오자마자 다 유고거려 왜왜 세준이 나오자마자 다 유고거려 네 제가 예전에 이제 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어. 제가 이, 유, 이효리 선배님 유고거를 어. 야, 자 번호 불러주면 형이 입력해 줄게. 네, 예, 제 가사는 아, 이거 나다 나. 그렇게 네, 잘 모르지만 자, 흥을 어, 기 위해서 오케이, 우리 애니 씨 네. 마음을 뺏기 위해서. 네, 여기 회식 자리니까. 자, 네, 19854번, 19854번, 854. 자, 갑니다. Let's go. 여기가 진짜로? 아. 와 대박. 와 대박. hey you go girl ウラバで girl girl hey you go girl hey 오늘은또어떤옷을입어야할지머리는또어떻게만져야할지이건어떠니또이건어떠니고민고민하지마 girl 오늘은또어떤말을해야할지어떻게내마음을전해줄지이건어떠니이건어떠니고민고민하지마 이제부터 솔직하게 이제부터 당당하게 너의 마음을 보여줘 바로 이 순간 바로 이 순간 tonight 가끔씩은 달콤하게 가끔씩은 강렬하게 너의 마음을 보여줘 바로 이 순간 바로 이 순간 tonight 다시 오, 굉장히 강렬했죠. 아 난리 났습니다 지금.